2019년 12월 10일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팔로 팔로미 여러분들 봐봐봐봐봐 규모가 엄청 커요 여러분들 봐봐요. 저기까지 있어요. 산은 밑에 있습니다, 산 밑에. 어? 뭐야? 어? 동굴? 누구 계신 누구 계세 요 또 계세요? 죄송합니다. 죄, 송합니다 계십니까? 제가 계시면 얘기 좀 해주세요. 뭐가 있는데? 여러분들 뭐가 있, 있는데요 지금? 건물 주위를 돌아다니고 들어왔다 나갔다 건물 주위를 돌아다니다가 여기쪽으로 들어왔다가 나갔다 여러분들 찾았어요. 여러분들 오늘 제가 여기 온 것은 그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왔고 지금 안에 뭐가 있습니다. 놀라지 마세요. 여기는 현재 경남 마산입니다. 맞습니다. 경남 마산. 항구의 도시죠. 저는 지금 여기가 수상스럽습니다. 하지만 수신 때문에 제가 갈 수가 없어요. 여러분들 뒤에서 어떠한 망자와 뒷방을 올 수 있습니다. 생겼다. 아! 아, 소라, 씨. 아, 와, 깜짝이야, 씨. 와. 왜? 왜? 여러분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. 아, 여러분들 아까쯤에 제가 담벼락 너머로 뭔가 들어간 것을 본 것 같다라는 그 집 한번 가볼까요? 그리고 나서 왜? 뭐야, 불 탔어? 뭐야? 실례 좀 하겠습니다. 실례 좀 하겠습니다. 계신게라오. 계신게라오. 계신게라오. 계신게라오. 뭔 소리야? ¿Ahora somos 거기 누구요? 나와 나와. 어? 건들지 말고. 거기 누구요? 당신 누굽니까? 그만 그만 자 당신 누구예요? 자 그만 제가 가겠습니다 우리 얘기를 해요 뭐야? 뭐야? 아! 와! 잠깐. 아. 안 돼, 이거 자꾸, 빠꾸, 빠꾸, 빠꾸, 빠꾸, 빠꾸, 빠꾸, 이거 빠꾸, 빠꾸, 빠꾸, 빠꾸. 담배 답변 드리겠습니다. 조금만 진정하십시오. 어? 뭐야? 뭐야 이거? 뭐야? 담배도 안 펴버렸네. 아, 아까 죽겠네. 여기서 지금 교회는 일단 패스하고요, 여러분들. 여기에 지금 여기도 똑같아요. 처음에는 맛집이다 막 이렇게 했는데 그냥 장난만 심한 거고 뭐라 해야 되지? 아, 또 애매한데. 그렇게 세진 않아요, 여러분들. 그렇게 엄청 세고 하지는 않습니다. 뭐야, 이거. 아따, 진짜 개 더럽네. 뭐야? 그냥 이게 어르신들 불편하실 때 이거 자꾸 이렇게 기대시라고 가서 아까 후라이팬을 확인시켜 드렸는데 뭘 확인시켜 달라는 거죠? 오빠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